안녕하세요. 모스크바다. 아 모스크바예요. 모스크바. 빠빠빠빠빠빠빠빠. 빠 모. 스크바 모스크바. 도착. 모스크르 9시간 비행해서 왔죠? 아 너무 힘들었어요 아 그니까 어 갑자기 이상한 냄새가 우와 천장이 뚫려 있습니다. 아 근데 여기는 되게 진짜 산이다. 산이 맑어 맑어. 맑다. 아니 나무들이 다 말랐어. 여기 좋을 수밖에 없다. 옛날에 날 보는 거. 이런 거를 약간 이제 침엽수라고 하잖아요. 알죠? 왜요? 네. 세빈이 침엽수고. <laughs> 어? 그러니까 이런 나무들을 대부분 침엽수라고 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 굵게 뻗은 나무들을 그 침엽수라고. 어떻게 엮고? 그? 아 진짜. 야 진짜 멋있제고 어? 뭐야? 이거요? 아 근데 건물, 건물 이게 너무 멋있는데 어. 아, 못 들어가서 아쉽다 그지 음, 너무 아쉽네 근데 너, 너무, 너, 너무 잘생겼다 요새 잠을 못 자요 작사하느라 웃기네 진짜 너무 어제도 한국 날씨 한국 시계로 8시에 잤어요 아침 8시 근데 여긴 2시 새벽 2시긴 한데 형이 형이 잠을 안 줘요 야 너 이거 이상하잖아 너 다시 써 다시 써! 다시 써! 이래가지고 아, 태용 형이 태용 형이 이렇게 나빠요 <laughs>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아 근데 네, 오늘 정말 날씨 좋긴 좋아요 아 너무 좋다 이 월드컵의 그 네. 여기가 여, 러분들 느껴지십니까? 아저 축구하고 싶어요 <laughs>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셋 하이데스포 안녕하세요 스누입니다 저희 스누버가 네. 러시아 월드컵에 왔습니다 어디에 오셨죠요? 피파 2018 러시아 네. 월드컵 아닙니까? 두드라스 뚜브이체 네. 아까 차 타고 가면서 봤잖아요 네, 아까 기성용 선수님과 인사했거든요 아 맞아요 서두가 아, 너무 길어요 아 오케이 죄송합니다 네, 네. 네,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2018년도 필코리아 러시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와 런던 다음으로 이번에 러시아에서 역 혹시 리얼로 연결되는 러시아 러시아 로마? 이야 죄송합니다. <laughs> 아 그러네. 네. 네. 오늘 이렇게 러시아에 이렇게 처음 와가지고 어, 첫 행사를 하게 되는데 네. 정말 귀여운 학생들이 있다고 해요. 네. 아 진짜요? 아 빨리 만나고 싶다. 진짜. 벌써 만나고 오셨어요? 네, 네. 만나고 오셨어요? 네, 아직 만나지 못했는데 아직 만나지 못했는데 이제 만나러 갈 거니까 네. 아, 예. 네. 러시아 학생들 5, 60년 5, 60명 정도의 학생들과 함께하는 그 이번에 굉장히 한국 문화를 되게 네. 좋아하시는 그럼요 저희 노래도 굉장히 네. 좋아하시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노래도 이렇게 가르쳐드리고 한글도 같이 가르쳐드리고 그렇죠. 네. 또 저희도 러시아 언어를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무대까지 준비를 어, 하셨다 그 너무 기대가 돼요 네, 그러면은 무대일지. 그 그곳으로 한번 빨리 가볼까요? 네 둘셋 질라스 브이제 지켜 라는 노래를 가지고 학생들을 배워보는 시간도 가질 거고요. 그리고 또 다양한 게임을 통해서 여기 있는 러시아 학생들과 어, 어, 저희 스누퍼와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러시아와 한국의 그런 문화적인 그런 교류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희가 비교적 꽤 간단한 그런 통들로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같이 파이팅해봐요. 파이팅! 파이팅! 같이 할까? 같이 할까? 제법 견디만가봐 가끔씩 웃기도 하잖아 여전히 내 자리 없지만 여전히 내 자리 없지만 빈 곳이 빈 곳이 보여 보여 английский язык даже лучше, чем я. Смотрите, сердечко. Это душа. Трудно. 클레오파트라라는 그 단어가 있잖아요 하등씩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이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클레오파트라 클레오파트라 클레오파트라 클레오파트라 클레오파트라 너니까 언제나 너니까 언제나 너니까 언제나 너 아! 할게요 갑니다 어. 언제나 너니까 언제나 너니까 언제나 너니까 언제나 너 때문에 Let's go. 자, 언제나 너니까 언제나 너니까 언제나 너니까 언제나 너. 언제나 너니까 언제나 너니까 언제나 너니까 언제 너니까 언제나 너니까 언제나 너니까. 다들 이렇게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승패에 상관이 없이 저는 선물을 다 드리려고 합니다. 어, 마지막 저희가 처음에 러시아에 와서 첫 일정인데 우리 이렇게 학생 여러분들과 함께 즐겁게 저희 지켜줄게 노래도 부르고 그리고 재밌는 게임을 하면서 많이 친해지고 어, 한국말과 러시아 언어를 잘 배운 것 같습니다.